이리비리 허허허허 난 이리저리 둘러봐요 난 이리저리 쉐위 버스미 whippy whippy 이리비리 Hold up when I was 17 그때 아침 조회 시간에 개꾸렸지 24, 26 내기 또한 always wake I don't wanna mix negative vibe 난 자연스럽게 Life finds a way On my way 위로해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건 자유로운 뿐이지 않게 Life finds a way On your way 위로해줘 너에게 내게 가질 수 내가 원하는 건 더 희망과 행복 I'm your blessing 나는 너의 백신 힘들 때는 기대도 돼 You can close me 이리저리 바빠도 이리저리 치여도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느껴보길 바래 와 너의 가치는 너무 소중해서 말해야겠어 너네 내 거야 계속 난 내 희망을 뺏어 Life on the way On my way 위로해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건 자유로운 뿐이지 I don't care 너에게 내게 필요한 건 가는 거야 넓은 세상에 Find a way Way way way Life finds a way Way way way way Life finds a way Way way way way way way way way way way way Life finds a way On my way 위로해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건 자유로운 뿐이지 I don't care